근데 나 아기 사진 있어? 사진 많지? 뭐 많이 보였잖아 많이 보였다 음 애기 사진을 많이 보여줬다 아니 그럼 애기 유튜버는 있어? 애기 때 유튜브 down.